2021년 1월 3일 신년 특집 3탄 부적으로 봉인된 바로 그 역대급 기도원 지금 시작합니다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 팔로미. 이 건물이 오늘 제가 들어갈 건물이고 이 건물은 둘러보지 않았,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건물에서 거기가 아마 3층 쯤될 거예요. 3층이 3층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저도 1, 2층에서 뭔가 현상이 있으면은 어떤 잡기에 그런 그냥 쓰잘데기 현상이면 쌩까고 무시하고 바로 3층부터 일단 가겠습니다 잠깐 저기 뭐야? 어? 뭔 소리야? 짜아 어? 어? 무시하고 바로 그냥 가자 2층 3층 다 가자 빨리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와, 추워. 추워, 씨. 와. 아. 아. 가까이 뭐 있는 것 같아요 엄청 가까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잠깐만 아, 누, 누구세요? 누구? 아... 불을 좀 낮추겠습니다. 아, 뭔 소리야. 아, 어, 아, 깜, 뭐. 야, 씨. 뭐. 아, 뭐야. 아. Oof. 돼. 잠깐만. 빨리. 여러분 빨리 나가야 됩니다. 빨리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 아, 저, 뭐야,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와. 번만 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아. 하지 마세요. 지금 뭘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음. 아. 아, 아, 아, 아! 으아! 으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